참가자 하셨어요? 어, 예, 예. 아, 찍었는데 예. 옷이 충분해서 <laughs> 인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결국엔 목숨치는 정확한 수치는 수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내 민효리 아들 2021년 12월생 나갔다 올 건데 파우치 챙기고 지갑 음 헤드셋을 챙... 에어팟 챙기고 이거는 지난번에 댓글 달렸었는데 미니덕트 보조 배터리고 이거 여기 이렇게 맥세이프 케이스도 미니덕트 거거든요 붙이고 전원을 키면 음, 이렇게 충전이 돼요 짠 What's in my bag. 되게 조그만데 많이 들어가죠. 메고 나가보겠습니다. 흰색 가방이 좀 추워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뽀글이 집게를 추가해서 좀 겨울 느낌 나게 하면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어요. 로켓 배송으로 양배추랑 닭가슴살 소세지를 시켰어요. 고구마? 맛있겠다. 맛있겠다. 동시에 온 거야? 네일 입으로 미리 걸어놨어. 어, 어지러워. 추운 사람도 얼마 월급 기념으로 책을 샀어요 이번에는 명절 <clears throat> 보너스까지 들어온 날이어서 이거는 제가 어제 마흔에 읽는 니체 읽고 니체에 대한 책을 더 찾아보고 싶어서 니체의 말 초역본인 걸로 알아요 이거는 부의 추월처손이라는 책인데 역행자 되게 재밌게 읽어서 부의 추월 차선도 비슷한 책이라고 추천받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이란 책인데 예전부터 서점 갈 때마다 막 눈에 보여서 계속 그때마다 서점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봤었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하루 한 장씩 이렇게 고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소설까지 다 샀는데 엄청 감명 깊고 소장하고 싶은 소설 외에는 소설은 거의 한 번 읽으면 대부분 끝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이제 잘 사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사고 싶은 소설이 생겼는데 짜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랑 그다음에 시타르타 짜라토스트라는 니체 소설이라서 이런 거 니체 관련된 책들 보면 계속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고 싶었고 싯다르타는 제가 한 번 읽었잖아요. 얼마 전에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소장하고 싶은 소설이라, 소설이라서 사고 싶어요. 저는 우선 집 앞에 피부과에 가려고 엔조블루스 테리플러 벤츠랑 맛땡김 니트 집업이랑 자라 후드티랑 보브 코트랑 니히 가방 그리고 보스 헤드셋입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1분에 바르실 건가요? 네. 이걸로 어, 하루 두 번, 아침, 저녁. 다시 스캔해주세요. 14분 되셨어요. 30분 넣어드립니다. 피부과 갔다 온 사이에 택배가 더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저는 우선 어, 책을 볼 때 사고 싶은 책이면 어, 먼저 중고 서점, 알라딘 중고 서점이나 당근을 알아보고 없으면 새 거를 사는데 새 건데 제가 적립금 사용을 안 해서 하나만 따로 시켰어요. 이거만 이거는 필루미네이트 오트밀 팬츠인데 밝은 색 제가 조거 팬츠 우알론 거 있는데 그 진짜 막 달토록 입었거든요. 너무 많이 입어서. <laughs>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하나 더 있으면 더 잘 입을 것 같아서 오트밀 색상으로 시켰어요. 요즘 나와서 너무 섞을 거야? 아, 섞어서 뭔가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어, 이렇게. 진짜 버려, 진짜 네. 버려. 여기다 어떻게? 넉맘. 넉맘. 넉맘. 아, 아, 미쳤다. 음.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앨범? 미니 앨범 같은 거를 줘가지고 여기 인생 네커 찍은 거 여기다가 정리하게 원래 본가에 더 많은데 안 가져와서 그거 가져오면 또 할 것 같아요 파묘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제 파묘 보다가 한 3시에 잔것 같아. 여기. 우와. 실버부터 언박싱에 초대해줘? 아 진짜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아. 뭐야 생각도 못했어 초코 버튼 어, 감사합니다 음. 음. 너무 좋아 음. 나 양념 별로 안 좋아해 음. 나한 번도 나 혼자 시도 배달시켜본 적 없어 아잠깐 여러분 이거 제가 살게요 <laughs> 미쳤나봐 다 읽었는데 저는 이 디오니소스적 긍정이 되게 좋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성장하게 할 뿐이다. 그런 뜻이 담긴 건데 와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걸 독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법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 반전히 독서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도서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빌리 이렇 빌리 이체의 말을 가지고 나가서 대중교통에서 읽으려고 아 이거 너무 투부인가 헤드폰을 끼고 싶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아니 뭐야 꼬리를 들고 나왔어 가다가 버려야 되겠어 은근 기분 좋다. 영상 볼때 이거 나도네? 막 이러면서. 근데 집에 학생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이랬다니까. 그리고 맛있는데? 약간 이가왜 제이야? 유튜브에서. <laughs> 내가 맞춰볼래. 맞춰봐. ISFJ. INTP. 오! 대박이지? 너무 예뻐요. 어, 이거 혜인이 바지다. 그러네. <laughs> 입어봐. 나오는데? 내가 들은 게한두 벌거면 되는 것 만들어줘 이번 겨울에. 어, 어두개 나왔어. 가을 장난감 같지? Thank you. 설마. 알린. 대박이다. 니 알았어? 알았지. 알린 중에 뽑는 거야? 어. 귀엽다. 그러니까 저렇게 명작을 먹어? 다리 고기? 안 먹어 삐졌어 이렇게 얌전할 때 여기 다잘라내 고기 삐졌어 이거 고기 삐졌어 응. 이렇게 밀당 한번 해주는 겨? 그러다 삐져가지고 아까 절대 안 음. 먹은 거야 이, 어, 아, 이노 완전 남발됐어 이거 봐 아, 지금 나에서 찍힌 거야? 어. 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가슴 좀 더 키울 걸. 아. 복근질. 갈비찜. 응. 응. 이게 제 추억 상자인데 엄마가 이거 인생레카드 앨범을 선물해줘서 여기다가 여기 있는 사진들 올려보려고요. 이거 과자 언니가 다 준비해 간 거야? 아니 거기 소품이야 선을 가르자 대답 나이트콜 베스로 부탁드립니다 유유도모자모 있습니다. 다만하게. 이제 과학책이 좋아서 이렇게 읽게 돼요. 물고기를 읽고 감명받아. 네, 과학책에 관심이 생겨서 읽게 됐어요. 저는 저희 해프가 추천해준 민정이 <laughs> 아무도 안 궁금하는 거지만 마흔에 있는 마흔에 있는 니체. 혜인이가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부대찌개 그 팩을 샀는데 밥이 없어서 지금 라면을 넣었어. 나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드신 거아요 잘때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끊겨도 흐름이 안 끊기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오늘 근무라 가지고 7시 거의 8시 다 됐어요. 저는 오늘 경증 근무 제가 서운 날이라서 지금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다 했고요. 학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지금 홀딩이랑 후드티랑 내복이랑 해서 두껍게 입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어, 미끄러. 눈이 엄청 와요. 예. 저는 제가 읽었던 책 반납하고 이렇게 네 권을 빌렸는데 이거 여행 이유는 김영아 작가 산문인데 어, 여행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행 가서 읽거나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빌리고 그다음에 이방인은 읽어보고 싶던 세계 문학이라서 빌렸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제가 최근에 철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동양, 서양 철학에 둘 다 관심이 생겨서 이 책을 봤는데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려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라카미 아르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인데 하루키 소설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서 이거를 진짜 빌려야지 빌려, 빌리고 싶었는데 소설은 최근에 잘 안사 읽는데 마침 학교 도서관에 제가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책이 나와서 이렇게 구매, 아니 구매를 이렇게 빌려, 빌려서 갑니다. 소고기에도 잘 어울렸으니까 어, 입. 짠! 아, 짠! 아니 저 남은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주승. 제가 이제 일을 동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을 하면서도 내일 이거를 해야지. 다음 그 사실 10월 말이긴 한데 제가 12월 계획이 일어나는 게없거든 제가 약간 오늘 좀 이제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 한 다음에 책을 읽을 건데 음, 책 정리를 했는데 어, 여기는 읽, 읽었거나 아니면은 아직 읽을 계획이 없는 책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읽고 있는 책들 저는 지금 8권을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0권은 어, 바로 다음에 읽을 책들이에요 원래 저는 다 읽은 책을 작년에 읽은 책을 안 가져왔거든요 본가에서 근데 이 물고기는 Q&A나 책 소개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영상을 안 올린 지 꽤 돼가지고 언제 영상이지? 어, 10일 정도 돼서 오늘 영상 올리려고 열심히 편집 중이에요. 유.